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짜라짜짜짜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, 둘, 셋 안녕하세요 희명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설이 되니까 이제 2020년이라는 게 새삼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3시야 우리 24시야 준비들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네.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2020년의 첫 시작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 희나페어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봐요. 지금까지 희나페어였습니다 새해 복